오늘은 측면으로 누워서 할 수 있는 하체 운동 할 거고요. 동작마다 7회씩 반복할 거예요. 먼저 레그 리프트 할게요. 하나, 다리 길게 들고 둘, 발끝 처지지 않아요. 셋, 엉덩이에 힘을 느끼시고요. 넷, 어깨 긴장 풀어요. 다섯, 허벅지 힘 들어가지 않아요. 여섯, 머리 내려놔도 돼요. 일곱 엉덩이 힘으로 유지 레그 스윙 할게요 하나 다리 앞으로 보내고 길게 뻗고 둘 발끝 당기고 발등 밀고 셋후 내쉬면서 앞으로 마시면서 뒤로 넷 측면 흔들림 없어야 돼요 다섯 골반 정렬 맞춰주세요 여섯 발끝 떨어지지 않을게요 일곱 마지막 잘하셨어요. 데벨롭페 연결할게요. 하나 양다리 턴아웃 무릎 끌어올리고 뻥둘 발끝으로 반대쪽 다리를 긁어요. 셋 무릎 접을 때 바깥쪽으로 밀고 넷 골반 흔들리지 않게 버텨요. 다섯 어깨에 힘들어가지 않아요. 여섯 다리를 힘껏 차주셔야 돼요. 일곱 뒤에 다리 붙이듯 뻥 잘하셨어요. 위쪽 다리를 앞으로 세워서 하나, 아래쪽 다리를 들어요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허벅지 안쪽 힘 느끼셨죠? 그대로 양쪽 다리 포개주세요. 팔도 위로 뻗고 하나, 팔다리를 쭉 들어 올려주세요. 둘, 지지하고 있는 팔로 중심 잡고 셋, 옆구리 힘으로 팔다리를 들어주는 거예요. 넷, 바나나처럼 몸을 휘게 쭉. 다섯, 양쪽 다리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. 여섯, 어깨가 올라가면 안 돼요. 마지막 일곱, 손끝, 발끝 멀어져요. 잘하셨어요? 이제 반대쪽 연결해 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하나, 둘,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, 넷, 다섯,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, 넷, 다섯, 여섯, 오늘도 여블리랑 필라예요.